심으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복근, 복근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. 제가 설명 위주로 간다기보다 오늘은 같이 하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crunch,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하는 bent knee crunch, 그 다음에 twist crunch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초급자분들한테 맞는 동작을 하고 10개는 상급 동작으로 알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는 leg raise, 그 다음에 싱글 레그 스트레칭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동작은 core 동작을 넣어서 mountain climber 동작과 plank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. 총 7가지 동작을 20개 그리고 20초씩 진행을 할 거예요. 굉장히 저 또한 힘든 프로그램이지만 조금만 딱 7가지 동작에만 집중을 해서 3세트 실시하시면 올여름 복근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. 복근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쉽게 내 배에 집중을 한다는 느낌으로만 하면 끝나는 운동이에요. 대신에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면 은 그대로 스탑을 하셔야 되고 다시 목이랑 배, 어, 허리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, 호흡으로 여러 번 배에 집중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운동 시작할게요. Yes. I, I, I, 워크는 음, 오랫동안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집중해서 복근을 괴롭혀주면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crunch 같은 동작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진행을 했고 뭐 twist crunch나 mountain climber 같은 동작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적절하게 이 빠른 동작과 느린 동작이 좀 호흡을 맞추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복부의 살들에 조금 자극을 많이 시키고 또 지방이 자리 잡, 지방이 걷어지면서 근육이 치워지는데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기초 뱃살을 공략할 수 있는 복근 운동 프로그램을 알려드렸는데 일단 지금 알려드린 프로그램을 한 세트만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 3세트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아셨죠? 자, 지금부터 꾸준히 최소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최소 3세트씩 복근 운동을 진행해주세요. 저는 더 좋은 운동을 가지고 찾아올게요. 안녕!